영어 자막은 와플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오늘は 今私が生活しているソウルのマンションを紹介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実は今姉と一緒に住んでるんですけど <laughs> でも一人で生活してるとも言える <laughs> ちょっとややこしいんですけどまあとにかく私の家を紹介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まずここはね24時間の中で12時間以上私が今過ごしているところです。まあ、ここは仕事してる時は書斎としてご飯食べる時は食卓として友達が遊びに来た時は普通のテーブルとして使っています私はなんか自分で直接何かを作るのが好きなんで この家にあるほとんどの家具は自分で作りました DIY で。여기 안에는 화장품, 의약품, 기타 등등 뭐 이런 약간 작은 물건들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위에를 보면은 이건 제 오랜 팬에게 받은 향수고요. 중간에 있는 건 향수 공방에서 직접 만든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향수예요. 가구는 거의 다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어요. 이 책상은 저희 집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탐내던 <laughs> 책상인데 책상은 데코 라인, 의자는 허먼밀러입니다. 이 책상 옆 덕분 네, 여기는 전부 마켓빛 가구로 채웠습니다. 이 수납장 안에는 전부 리템 아이템으로 정리를 해뒀어요. 저희 집의 절반은 거의 리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첫 번째 칸은 화장품이랑 악세사리를 보관해뒀고요. 두 번째 칸은 방송 장비, 세 번째 칸은 책을 보관하고 있고 네 번째 칸은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헤어용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재팬에서도 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일본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あとこれは最近私の生活の質を高めてるスーリオの Bluetooth スピーカーです。 デザインもおしゃれだし音質も音量も今まで使ってきたスピーカーの中で一番いいと思いますでもやっぱり一番いいのはデザインかなあいつも使ってる Bluetooth イヤホンと同じブランドです이제찜질로들어가보겠습니다 침실은 진짜 심플해요. 침대 하나, 2인용 벤치 하나. 끝! 고흐의 해바라기 테피스트리랑 간접 조명으로 나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침대는 레이디 가구의 스칸딕 원목 침대, 이불은 올리비아 데코 벤치는 베스트 리빙의 제품입니다. 벤치 위에는 아까 그 스튜디오의 블루투스 스피커, 달 조명, 각종 수면, 수면제, 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피커를 공간마다 구분해 둔 거는 저는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할 때 음악이나 라디오를 항상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스피커를 들고 왔다 갔다 이동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또 디자인이 이뻐가지고 인테리어도 되고요. 있을 때는 원케이여가지고 침실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에 집중력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자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저희 언니나 제 친구들이 이 방을 늪이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오면 너무 아늑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次はドレスルームですえっと全体的にウッドトーンの家具で統一して暖かいクラシックな雰囲気を演出してるんですけど、まあ、ドレスルームはホワイトグレーブルーでちょっとシンプルな感じにしてみましたクローゼットの代わりにハンガーを設置しましたドレスルームも

最後はキッチンですウォークインの冷蔵庫は真っ白でキッチンはちょっとモダンな感じですスペース제가요리를거의안해가지고딱히뭐가없어요中には飲み物しか ないです인덕션이랑 그 뒤에 좀 어디서 많이 보던 강아지 그림 이 친구도 도쿄에서 바다 건너서 온 그림이에요 이템의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보관 박스 원래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여름이라서 저는 매일매일 갖다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と無印のカレーとお茶友達がソウルまで送ってくれました저는이거는1 0 0 디자인만 보고 고른 거예요 그래서 소음은 좀 있는데 디자인이 이뻐서 일할 때 거실에서 쓰고 있어요 저 스탠드 조명은 마켓빛 건데 되게 예쁘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입니다. 그냥 방 두 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욕실 하나 심플한 집이에요. 서울 집값에 뭐 미쳐 날뛰어가지고 사실 여기 전세값으로 부산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네. 저도 사실 이제 혼자 산 지가 좀 꽤 됐는데 도쿄에서부터 혼자 살아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학 4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혼자 사는지도. 사실 언니 집이랑 뭐 옆집 수수로 가깝기 때문에 뭐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긴 한데 사실 또 혼자 살면은 사실 또 혼자 살면은 누구랑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살면은 또 혼자 살고 싶고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나이 모노의 답이 それでは今日も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ね。